이 느낌이 아닌데 <laughs> 들어가 봐라 페퍼야 나 간다 내려와 페퍼 내려와 이리 오세요 어, 옳지 옳지 옳지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시원하네 시원하지 수영하기 힘든가 봐 낮아가지고 하이 들어 깊이 들어와 옳지 일로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얘 이렇게 수영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낮아지니까 이상한 거지 이제 어, 어, 치즈 치, 즈왜 그래? 치즈 돌 주세요. 치즈 돌 주세요. 엄마 손에. 치즈 왜 그래? 돌 갖고 놀고. 돌 갖고 와. 주세요. 치즈 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페퍼 이리 페퍼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페퍼 가져와 페퍼 들어가. No. 옳지 가지고 와 이리 오세요 옳지 들어와 옳지 가지고 들어와 백과 이리 오세요 할 수 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어이구 잘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용합니다 한 발 한발 한발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뜁니다. 부드럽게 착지해 먹잇감을 덮칩니다. 이제 용감해졌어. 가져오세요. 페퍼 가져와. 페퍼도 가져와. 페퍼 가져와. 옳지. 이상하게 다리가 되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빠 이로 일로 옳지 옳지 옳지 여기 엄마 있다 저기 있다 엄마 저기 있다 여기 엄마 이거 잘하는데 옳지 왜 낑낑대? 근데? 할 수 있으면서? 헛! 그래 엄만 갖고 와 엄마. 옳지 가져와 <laughs> 아니 그렇겠지 갖고 와 아니 네가 그러니까 가라앉지 그러니까 그래 엄만 갖고 와 옳지 옳지 주세요 옳지 어이구 잘하네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옳지, 던져요. 페퍼 들어가. 페퍼 가. 옳지, 잘하네, 이제. 치즈야, 거기 뭐 빠졌지? 치즈 거 빠졌어? 소중한 장난감 빠졌어? 그렇다고 이렇게 안 올 거야? 거기 있을 거야? 안녕. 치즈 안녕. 간다. 왜 저러는 거지? 안녕. 안녕. 잘 있어. 왜 저래? 있지 너 4군이? 이거 4구가 어딨어 3구지 2, 2구랑 3구지 그래? 어! 아! 먹지마! 이리와 이리리 어? 어? 아. 어떻게 저렇게